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렇게 반납해온 흔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네, 다시 갈게요. 슈르르. 안녕하세요. 저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입니다. 마이템 페이보릿 하러 왔습니다. Yeah. 이제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다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어,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발렌시아가가 구찌의 패턴을 입혀서 발렌시아가가 구찌를 해킹했다?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브랜드 두 개를 구매한 효과를 얻은 게 아닐까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소리가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속 나오는데요 선생님? <laughs> 저 이렇게 <laughs> 그릭 요거트가 밤에 먹어도 좀 나쁘지 않고 아침에 먹어도 좋고 점심에 먹어도 좋고 또 한 끼 식사로 딱인데 맛있어 플레인에 과일이랑 견과류랑 그래놀라 섞어서 먹습니다 음. 그리고 효원이는 립제이는 그릭 요거트를 막 섞어 먹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서 조각처럼 먹는 스타일이야 자, 그 다음 랜덤으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걸 뽑으면 아, 이거 빠질 수 없죠 짜잔! 텀블러입니다 음,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려고 시작한 게 맞아요 거북이를 살리고 싶어서 <laughs> 그 댄서 중에 만발이라는 댄서가 있는데 그분이 텀블러 사용 권장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댄서들한테 그래서 제가 완전 납득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텀블러를 쭉 사용하고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 먹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바로 딱 연달아서 나오죠 이 커피는 어, 일단 더치커피고요 제가 더치커피를 되게, 되게 좋아해요 야스티는 이제 저희 몬스터 오팸이었던 동생이 이제 춤을 살짝 쉬면서 카페를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냈는데 제가 이 집밖에 안 먹는 게 동생 거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커피 맛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스티커의 느낌이 이 커피의 맛을 연상할 수 있게끔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커피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맛은 어떠냐면 산미가 일단 없어요 더치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꼭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, 아, 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저의 그 컴백홈 셔츠 같은 <laughs> 저는 흰색 셔츠를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입어요 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렇게 반납해온 흔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작은 사이즈 안 입습니다 저는 105 사이즈만 입어요 110이나 자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제품 또 이 안에 들어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샴푸바하고 린스바예요 근데 이거는 동구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그 장애우분들이 직접 만드는 비누예요 그래서 그 샴푸바나 비누바의 그 단점이 그 린스바의 단점이 거품이 안 나거나 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?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효과가 진짜 너무 좋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쓸 때마다 뿌듯한 그 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입술이 많이 갈라지는 타입인데요 이거 말고도 집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오늘은 플럼핑이 되는 종류로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되게 예쁘고요 근데 이건 좀 매워요 바르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자기 전에도 바르는 아이 그리고 얘도 좀 매운 아이인데 좀 연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 바르는 친구 자그 다음은 제가 속건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래서 웃을, 웃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좀 주름이 많은 피부인데 그 피부를 그나마 노화를 좀 이렇게 방지해주는 아이템이라고 할까? 요 수분 세럼 이렇게 <laughs> 히알루론산이 좀 들은 종류로 많이 사고요 이거 항상 들고 다녀요 자, 그 다음은 네, 저는 이렇게 향수를 또 공병에 들고 다닙니다 어, 원래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리고 다녔어요 뭐 한 번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고 막 너무 천천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산 이후로는 향수가 쭉쭉 줄어드는데 이게 페날리곤스 레이디 블랑쉬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향이 일단 너무 독특하고 이거를 뿌리고 다녔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무슨 향수를 쓰냐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야 <laughs> 한번 뿌릴까요? 음 너무 좋아요 네, 다시 갈게요. 슈르르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저의 그 알없는 안경이 있어요. 근 제가 오늘 알없는 안경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. 제가 무쌍이잖아요. 그래서 화장 같은 거를 좀 안 하면 되게 차가워 보여요. 너무 차가워 보여서 좀 귀여워 보이려고 사용하는 멋템입니다. <laughs> 자, 지금까지 모니카가 좋아하는 이 열가지에 대해서 함께 해봤어요.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손민수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